내 이름은 그리고 한국 남자 경식군과 사귀고 있다. 넣었다. 아이고 김사장. 아이고 구사장. 이거 정말 반갑구만. 반가워요. 반갑구만. 반가워요. 이렇게 우린 매일 밤 개쌉 쓸데없는 짓을 하며 씻을 준비를 한다. 아 맞다 수건 하여튼 머리는 짠식이요 자기 수건 주세요 자기 왜 대답이 없지? 나랑 또 놀고 싶은 거야 아이고 김사 에? 절부동 뭐야 뭐야 설마 지금 야한 도연상 보는 거야? 무언가 숨기리는 듯한 어. 야리그리한 뒷모습 심이깬더 어. 울고 갈 얼쟁이 같은 미소 게다가 이 옷본 너머로 누리는 자진 머리 잔다네 이상한 소리 오마이 가도바이스크 길길대며 좋아하는 이놈을 더 이상 자려둘 수 없다 무하마드 알리가 말했다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살아 지금 남 잔뜩 하나 계련산의 여한벌 목표면 보자 자 가자 으이 자기 지금 야단버거 있어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쿠리코 여자 소리가 났어요 그럼 한번 들어봐 예? <laughs> 어? 이건 내 목소리인데? 쿠리코 웃음소리 듣고 싶어서 자기 전에 녹음해서 계속 듣고 있었어 친절한 견식그는 내 웃음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녹음을 한 뒤 입에서 그려 듣고 있었다 아우 사랑해 오늘도 견식군의 유병란 사랑에 우리의 달팽이가 아닌 사람만 남았고 하루 종일 웃음 소리만 듣던 견식군은 결국 웃음 바이러스에 걸려 세상의 웃음을 퍼뜨렸다. 뭔 개소리야! この番組は 깔깔깔 웃음 소리, 귀신, 신나락 까먹는 소리, 누구인가, 누가 기침 소리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。